na na na 소림색하늘과 찬찬한 향기에 소속에 나가온 천사랑 예예가 소설을 받으며 적군 같은 때아 마리한테 불밀로 해서요 무역신을 열어 가슴을 들근들근 엄마의 림스피 림소리 마르며 조금은 성숙한 어른의 늑스사카 아빠의 그 비밀로 해줘요 당신 그 모든 어린 엄마 두렵히하다 랄랄랄랄랄랄라 랄랄 신나게 춤춰요 가슴을뻥 뚫리게 리듬통에 꿈을 꿔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며 기대는 바로 내 앞에 있 Let's dance together. Come on come on Do you wanna dance with me? Let's dance.